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퍼터 브랜드에 대해 4번 다뤘는데요. 오늘은 약간 생소한 퍼터 브랜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바로 PGA 선수 브라이슨 디셈버가 사용 중인 식 골프입니다. 안녕하세요 도그골프입니다 브랜드 소개 잠깐 하자면 화면에 보이는 이 스티브 해리슨 씨가 2009년에 SIK 골프를 창립했습니다 브랜드명 SIK의 약자는 Study in Kinematics. 한국말로 운동학 연구 정도가 되는데 필드 위의 과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디섐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아직 미국에만 있고 미국에서 100% 제작합니다. SIK 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DLT, Descending Loft Technology입니다. 퍼터 페이스 상단에서 하단까지 4도에서 1도씩 로프트 각도가 낮아지는데 이 기술은 임팩트 시 일정한 발사각 1.5도를 유지하여 볼 스피드를 용이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모든 제품이 퍼터 페이스 오른쪽에 DLT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헤드 형태에 따라 Pro, Jo, DW, Sho, Flo 다섯 가지가 있고 neck은 plumber neck, double bend, slant neck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식퍼터를 사용하는 유명 선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섐보, 브랜든 토드, 란토 그리핀 등이 있습니다. 참고로 디셈보는 암락 타입의 Pro C 시리즈 샤프트는 LAGP 프로토타입 컨스턴트 다이어미터 샤프트 브랜든 토드는 Pro C 시리즈 슬렌트넥 란토 그리피는 플로 C 시리즈 더블밴드를 사용합니다. 역사는 짧지만 브랜드 특유의 개성이 느껴져 앞으로 많은 선수와 아마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. 국내에 아직 정식 매장이 없어서 그런지 구매 가격이 살짝 높은 게 아쉽네요. 지금까지 도구골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